거 없어 도 괜찮아? 처음이야 처음은 아니야 처음 아니야 <laughs> 야 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 유카 채널에 구독자 20만 30만 돼서 뭐 축하하는 것보다 더큰 일인 유카의 생일이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카 채널 되게 오래 했잖아 그래서 생일 영상이 되게 많았잖아 뭐 어마어마했지? 제일 힘들었어 유카의 생일 근데 자 이번에도 자 그래서 괜찮아? 해도 해도 돼? 어? 마음의 준비됐어? 기다려볼래 잠깐만 응? 왜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 눈 감고 있어 봐봐 아니야 <laughs> 자 일단 이거 끼워 어. 일단 빨리 끼워 <laughs> 우와 <laughs> 잠깐만 아니 다이소 이거 뭐 오? 어? 아아아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네, 방금 청소했는데 생각해보니 다시가 이거 한 번,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이 미안해 <laughs> 어, 매년 승장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생일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좋아요 <laughs> 너만 좋겠지 <laughs> 로한이랑도 많이 상의를 했고요 어? 어 진짜? 어, 어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로한이가 뭐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일단? 어... 대준 감을 챘거든요 어? 감을 챘다고? 네. 외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카는 저번 주에 또 외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음. 오늘 우리 유카의 생일은 음. 일단 첫 번째 어? 오늘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PCR로 음. <laughs> <laughs> 에? 너무 일본 일본도 그 가야 되지 나 파산 직전이지 <laughs> 너무 좋지만 음. 무리하지 마. 괜찮아.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명품을 하나만 선물하고 끝낸다면?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딱히 명품에 막 관심이 없어요 다행 네,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미쳐가지고 승장이 미치지 마 1박에 어, <laughs> 100만 원 이상의 호텔을 예약을 한다면 네 화...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돈 저렴하고 괜찮은 데가 많잖아요 음.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1박에 200만 원짜리를 예약했다면? <laughs> 했다면? 왜 그래 어, 어. 괜찮겠어? 이제 앞으로 라면밖에 못 먹지 않을까 만약에 아, 그렇게 되면은 화내지 말고 음.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더 이상 나이를 <laughs>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엄청 신나고 좋기만 했다면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런 날이기도 해요 뭐요? 자 오늘은 승장이 큰 맘 먹고 이바 썹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유카가 생일이 이제 8월 20날인데 음. 성수기 여자예요 심지어 오늘 유카 생일이 금토일 겹쳐가지고 아 진짜 심지어 로하니는 초성수기 1월 1일이야 <laughs> 나만 비성수기 2월 <laughs> 25일 그래요 유카가 원래 이렇게 좀 쓰게 생겼는데 예, 엄청 검소합니다 명품도 안 사고 정말 착한 우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번에는 예약해보니 저 취소 불가더라고 그래 조금 쌌어 <laughs>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놀아보자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죠 저 로안이 변기를 가져가야 될지 말지 <laughs> 준비해볼까요? 네자 그러면 우리의 생일 브이로그 시작할게요 안녕 <laughs> 어떻게 잘해요? 이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다녀야 된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호텔 가잖아 어어! 어, 어, 손님! 생일이에요 손님! 하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태효가 도 uh, we are honeymoon. <laughs> So can can can we? 그러니까 네. 그런거 되게 잘하거든요. 진상. 진상 제일 진상. 예. 야야야. 왜좀 그런데. 보통 다 가져가나 이거? 빵. 아 맞다 근데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참고로 숙박에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선물 없어도 괜찮아? <laughs> 진짜 없어요 웃겨서요 무슨 열지 고 있어? 그건 나안 나코리야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로안이도 할래? 와 <laughs> 로안이 엄마 생일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출발합시다 이제 아 찌시찌 선물 사왔다 그래서? <gasps>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샀지롱 그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조용히 갈 거야? 어떻게? 축하해 로안이도 출발합시다 이기마스까 아. 이때기마 のかな <laughs> ティップあげませんよ ねねチェックインするときに「この名前では予約になってないんですけど」って言われて「あれ?」って思って「あれ?」って思ってでスんちゃん待ってたら「はいゆかごめん」とか言って「シラじゃなかった」いや違うあのシラとチョソンねうちらあのチョソンホテルチョソンあれって言ってたから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いや야야조명야조명켜 꾸지 말고 아, 너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빨리 키고 와 엄마 예민하단 말이야 자 오케이 나 2주 동안 나 2주 동안이라 2주 살이 핫싸 핫싸 야 어.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를 위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의 프로그램도 있대 오 되게 좋다 어. 이지만 어. 당신들 고민 많이 했지 많이 살았고 すごい興味や 처음은 아니야 어? <laughs> 비싼 호텔 싫다고 그러더니만 수영복도 겁나 챙기고 <laughs> 자 오늘은 저녁도 룸 서비스를 시켜볼까? <laughs> 편의점 룸 서비스? 그래서 루아나 어떻게 할래? 저녁을 여기서 먹고 듣고 있니 둘을? 밥을 아, 가자! 가자! 아, 예. 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읽어봐. 뭐? 이거 봐라. 어, 이거 로하니 거다. 우와, 로하니 너무 귀엽다. 우와! 예! 신발 있지 않아? 어, 아니야. 어, 없는데? 없는데? 아니야. 없는데? 진짜? 여기 있잖아. 어, 있지. 까리리. 장소성 대왕이라고 했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오늘 정신이 없어서 힘을 빼러 수영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로한이 신상 수영복 드디어 <laughs> 로한이 드디어 게시하네 못할 뻔했어 그 되게 수영복이 되게 편해 보인다 <laughs> 아 저, 저는 이거예요 <laughs> 또 로한이 아마 수영하고 하면 금방 잘 거니까 둘이서 여기서 오랜만에 뭐 맥주 한 잔 할까? 한 입만 맥주 한 입만 할까? l e t 가자 차파차파 이제 이거 아. 뭐야? 그래? 커피 한잔 마실까? 어 뭐야? 어? 이렇게 잘해요. 와. 차. 일로 와봐. 운동. 열, 열세, 열네. 똑바로 하란 말이야. 못떠, 못떠. 난 괜찮아. 무리하지 마. 빵. <laughs> 예. 가자. 자, 갔다 오자. 시원해. <laughs> 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팔은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laughs> 강제 파워 생일 1일차 아 일단은 여기에 비키니 입은 여자는 유카밖에 없고 <laughs> 그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로안이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물좀 <laughs> 네, 구해올게 물 좀 먹자 로안이 <laughs> 아니 뭐해? 아야 이거 이거 안녕 안녕 안녕 아, 만 이거 먹어볼래? 이거 뭐야? 제로 사이다 나요? 음, 한개 먹어 난 아니 괜찮아 먹어 먹어봐 괜찮아 <laughs> 먹어봐 아니 음 아니 <laughs> 이거 볼까

가자 가자 출발 미즈 미즈? 그럼 아빠한테 뽀뽀해줘 응? 빵! 음,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예쁘게 뽀뽀해줘 봐봐 응? 예쁘게 뽀뽀는 어떻게 해야 돼? 빵! 음. 아, 아. 뭐야? 엄마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왜 띠는 안 하고 왔어 오늘 하루 종일 해야지 그거 완전히 깜깜이다 메뉴다 연보야 연보 버리시 버리시고 버리시 엄마 생일 축하해 간발 아니 여기 호텔 놀이터 가볼래? 너 임마 처음으로 호텔 놀 호텔 놀이터 거기 아, 있겠네 우로아 아, 가서 놀아 빨리

아! 짠 팀장이랑 로한이는 파티 연품 사러 간다고 로한이 장난갑이랑 로한아 엄마 생일 파티 할 거? 이런 거 이런 거 사 이런 거 알았지? 한번 찾아볼까 로한아 보자 로한아 뭐해? 로한아 엄마 거 사자 엄마 거 응, 엄마 거 사봐. 누나 이거 엄마 거야? 어, 엄마 거구나. 그거? 뭐 샀어? 오늘은 생일 당일날입니다. 하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의 생일은 항상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생일 파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렛츠 고! 축하해요. 어, 생일 축하해요 <laughs> 아, 어. 어. 야, 너는 우리 안 도와주냐?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우와! 예! 자, 로아나, 엄마 준비한 선물 빨리 줘. 예? 아, 생일 축하해요. 뽀뽀해주자. 음, 아. I'm very you. 너도 말해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no.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은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소감을 한마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음. 진짜 진짜 행복해요 로하니가 음. 계기를 겁나 먹지만 건강하고 아이. 행복하자 자북한의 <laughs> 생일이 점점 끝나가는 게 보여서 음. 마음 한쪽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둘이 있었을 때랑은 다른 행복감? 그치 그치 그치 음. 축하해 고마워 <laughs> 고마워 남은 시간도 이제 재밌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생일 브이로그 계속해서 보실까요?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너무 재밌을 네. 생일 축하해 일곱 여덟 네, 엄마 많이 벌어야겠다 좋네요 생일 브이로그 2일차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성공적이었고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즐기고 가보겠습니다 아, 아유 천국이다 아, 천국이야 어? 어? 어? 와. 고한 타메마. 이따 強強それ直りしてるんですよ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오 좋다 로한니가 이제 혼자 수영을 하네요 로한이 급 그 뭐지 성장? 어 급성장 오빠가 내 이렇게 幸せです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했다 갑니다 드디어 생일이 끝나고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아 정말 고생했다 진짜 진짜 힐링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저희의 음. 어, 1년의 제일 큰 행사인 유카의 생일 브이로그였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어떤 생일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는 이런 식이에요 항상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어떤 바퀴 갈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또. <laughs> 좋아한다 하네?